네, 어, 아 냠냠이 오늘 싫었어 잘못으면 안된다 나아고 맞는다 나이 갑시 아씨 무서워해라 안다 오케이 일걸 아참 너무 안 됐잖아 야이 뭔데 숙련도 지리노 오 마이 갓 레드일 것 같았지